이가 적어주실 분으로 도로시 씨, 벤츠 씨 그리고 공대생을 지목합니다. <laughs> 공대생. 이거 드시고 콘텐츠를 만나어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짠!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송주 블랙면 그리고 위에는 노각입니다. 노각 무침 그리고 매운 양념장 그리고 육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히비스커스 차 어, 요거를 왜 하게 됐냐면 음, 강유미 씨 채널에서 어, 요 송주 블랙면 영상을 찍으시다가 후반부쯤에 어, 제가 요거를 컨텐츠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, 주셨어요 지목을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나도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중국 당면이랑은 벌써 저는 예전에 먹었고 음, 그리고 맵게도 먹었고 아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새로 갖고 왔어요. 매운 양념장을 새로 준비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면은 2인분이고 한 통을 다 넣어서 <laughs> 먹는 저도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. 예, 제 채널에 처음일 거예요. 도전 <laughs> 챌린지 아마 처음일 거예요. 아닌가? 그래서 이 양념장 하나를 다 넣어서 먹는 챌린지를 하려고 합니다. 죽겠죠? <laughs> 우선 부어볼게요. 엇갈려서 죄송해요. 너무 안 열려서. 자, 매운 양념장 바뀌었죠? 써 있어요. 우. 겹쳐서 오 대박입니다 <laughs> 나 어쩌지? 어, 저도 제가 어, 어느 정도를 매워 하는지 어, 예전에는 알았는데 조금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아잘 됐다 싶기도 했는데 양념장을 볶고 나니까 걱정부터 없어요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지? 저도 챌린지니까 여러분 좀 많이 무모한 거예요. 챌린지는 원래 무모한 거잖아요. 예, 조금 어, 눈살이 찌푸려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. 이거는 챌린지입니다. 제가 과연 이거 먹을 수 있는지, 과연 매워할지, 그리고 매워서 매워도 끝까지 먹을 수 있는지 네, 지켜봐 주십시오. 강유미님, 안영미님 너무 감사합니다. 덕분에 이런 어, 컨텐츠를 어, 할수 있게 되었어요. 저도 팬입니다. 구독자예요. <laughs> 육수 좀 벗어 비비도록 하겠습니다. 무섭다. 이건 저도 무서워요. 그래도 면이 두 개니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지옥 색깔 이야 비벼졌어요 <laughs>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저도 챌린지입니다 무모한 도전이죠 한번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냉면 면 양은 두 개고요. 양념장은 한 통 다 부었습니다. 500g. 아, 떨려. <laughs> 아, 면 음식 먹고 항상 떨리지만 아, 오랜만에 또 이렇게 떨리네요. 아, 여러분 지옥 색깔 어, 손 떨려 <laughs> 온몸이 떨려요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 강유미님 감사합니다 음. 입에 다 묻었죠? 맛은 일단 이게 고춧가루 풋내가 저한테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음 아직은 괜찮은데 조만간 배워질 것 같아요 <laughs> 아직은 괜찮습니다 음. 전이 맛이 되게 맛있어요. 눈물 났나요? 아닌가? <laughs> 콧물은 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<laughs> 음. 입이 약간 화끈거리나 그러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정말 음 완전 노각 매운 것도 매운 건데 양념장을 많이 넣으니까 퍽퍽하네요. 육수를 넣고 싶긴 한데 여러분 양념장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매운 것도 매운 건데 퍽퍽해서 안 넘어가 육수를 조금만 볼게요 너무 퍽퍽해 이렇게 아니 그냥 육수 넣어서 먹을게요 그냥 퍽퍽해서 안 넘어가 매워요 여러분 음, 매운 것도 매운 거고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약간 나는 육수 를 이렇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여기 눈물 나죠? 아그래이 맛이지 아유 뽀뽀했어 아, 먹어야죠 아 이거 시원하다 저는 육수를 부었으니 우선 챌린지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실패 <laughs> 맛있게 먹을게요 아 뻑뻑해서 목구멍이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맵습니다 여러분 음. 다 있다. 우! 음. 음. 맛있어요 아 맵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음, 맵습니다 아 역시 맵고 양념장을 한 통을 다 넣어서 먹으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는 뻑뻑해서 약간 넘기기 힘들었어요 음, 다가 이제 맵기도 하고 어, 해서 육수를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챌린지 실패 <laughs> 그럼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오죠 여러분 사랑해요.